너무 광범해요 형 그게 못, 못 고르겠는 거 있죠 뭐. 아 그냥 그냥 가주세요 일단 음. 가자 음.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내 삶이 달라지길 원해 혼자서 오늘도 난 지쳤고 말해야 반가을 뿐이지 오늘 내 삶은 우리 엄마가 원하던 그 삶은 아니야 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살길 바랬지 우리가 하는 건 그냥 두 통꼬리야 엄마가 말했던 것들 전부 소용없지 아. 정신과 선생님도 이제 날 절대 치료 못해 내가 원했던 삶은 계속 멀어져 내내 모습 이대로 oh, oh, yeah. 하는 대로 살다가 가고 싶어 내 머릿속에 넌더 쓸데없는 제목 뿐이지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, I know, hey, hey, hey. I know 알고 있어 내 머릿속은 온통 엉망이지 이제 선생님도 절대 케어 못해 나 그냥 양몇달로 내머 리속을 누른 내 그래도 괜찮아 뭔가 되겠지 I got blue I got blue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원하는 대로 요거 하나 하고 하나 더 가자 <laughs> 모르니까 어, 뭐 나쁘진 않은데 음. 어?